안녕하세요 메이제이리입니다 Relax Moment는 제가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느긋하게 또 기분 좋게 만든 춤인데요 같이 한번 후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로 천천히 해볼게요 우선 손부터 해보면 손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쫙 뻗고 손가락 포인트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이 왼손이 위로 왔다가 아웃으로그 다음에 보라색 밤이야를 표현할 건데 보라색 밤이야 이렇게 와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이랑 오른손이 같이 오면서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고 안쪽으로 돌릴 때 오른쪽 무릎도 안으로 돌려주세요. 돌린 상태에서 왼발 한 번 짚고 오른발 짚으면서 그렇죠? 보라색 밤이야 할때 우리가 아웃, 아웃 스탬프를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웃, 아웃, 바깥으로. 그래서 살짝 뒤로 가시면서 보라색 밤이야. 그러면 같이 해보면 쿵, 보라색 밤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투, 앤, 쓰리, 포. 그 다음 선선 한에 우리가 바람이 불듯이 어깨를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킥, 스 t 프 이동, 이동, 왼발, 킥, 점프. 할 때 왼손이 같이 선, 선한, 돌고, 손가락으로 달달함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달달함 표현. 보면 동시에 보면 궁선선한 달달한 이 온도 가져와 아, 아, 아. 슬라이드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서 발을 조금 배워보면 킥, 볼, 체인지, 놓고 킥, 볼, 슬라이드 아웃할 때 손도 같이 따라서 간 다음에 손이 몸과 함께 올라오죠. 동시에 보면 자자작 그러면 kick, ball, change kick, ball, slide out and up. 네, 그러면 선선함부터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선선한, 달달한, 이 온도 가조 아 엔, 자자자 네 올라왔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손 왼손 턱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시선을 오른쪽으로 이때 오른손 들 때 왼발이 들었다가 네 그러면 kick, ball, step out. 스텝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하면 one and a two 빠르게 보면 자자자자 stop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6, 7, be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Slow stop.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에 체중을 옮겨주면서 어깨를 스윙을 해주시고 손을 뻗어서 내려왔다가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자자작 릴렉스 go down up 그 상태에서 우리 가슴 롤을 해줄 텐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몸을 방향을 틀어주시고 어깨 터치하는 것처럼 네 터치는 아니지만 왼발 놓을 때 그다음에 오른발 들어가서 오른발, 왼발 걸어주기. 그러면 점점 스며 들어 와. 아, 아. My eyes, my eyes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미, 나의 하루 so cool 보라색 밤이야 선선한 달들은 이 온도가 좋아 Your smile Yeah, the way you look at me 점점 스며들어와 My eyes, my eyes 네. 여러분도 집에서 느긋하게 음악 들어보시면서 즐겁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릴렉스 비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여러분도 재밌게 춤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